여기 난 이쪽 입꼬리를 뜯고 아, 바다 이쪽 입꼬리를 네, 오징어 같아 <laughs> 이번엔 오징난 여기 올 테니까 너가 여기 올라 시작 너 찍어줄게 어. 뭐해 너 화장 못 쓰는 저 사진 아 동영상 올렸구나 아, 제가 사진을 진짜 자주 안 찍어가지고 셀고 올릴 게 없어 어. 바다도 셀고지만 저는 전 네. 탈출했죠 저는 꾸준한 셀고예요 아무리 찍어도 아, 모르겠어 난 셀카 찍는 게 별로 언니도 알걸? 뭔데요? 아직 잘 못해 껍데기라고 저 이제 셀카 고수죠 셀고 셀카 고수 와. 테이프 고수예요 여러분 가릭 어서 너 손을 뻗어 지금 드립 드립 드립 드립 드립 아 맞아 우리 응원법 너무 충실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맞아. 감동했어 음, 난 너무 귀여웠어. 저 자는 거 아니에요, 여러분. 화보 찍고 있어요. 원래 대기실은 자는 게 룸이 아닌가요? 여러분들도 아프면 안 돼요. 그럴 땐 잠이 보약이야. 꿀잠 자는 팁은 일단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따뜻한 우유를 데워 먹으세요. 저도 자주 쓰는 방법이고 그리고 극세사 이불을 사세요. 그럼 잠이 잘 와요. 전기장판까지 있으면 그 다음날 못 일어나요. 24시간 순삭. 누나 빌려줘요. 아 바지가 편하긴 편하네. 왠지 백수가 된 기분이에요 뭔지 아세요? 신데사이저 저 신데사이저 한번 쳐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거 뭐죠? 이건 베이스 아니요 그거 말고 아니요? 그럼 이렇게 들고 오펠레. 아니요 이렇게 들고 피아노 치는 거 이게 신디사이저 아 저거? 저것도 신디사이저 맞죠? 어 진짜 왜 이러니 오늘의 빼빼로 먹방 어, 방금 이물길이 나온 것 같아요. 원래 누더맛 좋아하거든요. 근데 역시 페페로는 오리지널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근데 스키니가 맛있어요. 여기서 다들 페페로 드있나요 페페로 드셨나요? 근데 원래 농민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가래떡만 먹잖아요. 가래떡은 역시 구워서 조청에 찍어 먹는 게 최고입니다, 여러분. 아시죠? 아세요? 아노스까진 봤는 살짝 시골에서 태어난 너무 좋은 소, 소녀 느낌?